아저씨 빨리 달려가서 빨리 설명해주세요. 여기 뭐하는 뭐하는 데예요? 햄버거. 무슨 햄버거? 로꼬가는 로꼬가는 햄버거. 갑시다. 치얼스. 아 열로 열로. 치얼스. 어 여기도 붙어있네? <laughs> 응. 귀여워. 빨리 따르세요. 맛있는. 뭐 짠. 이런 곳입니다. 이게 원래 저, 저 날에 디세이가 아, 해서 이 노래를 들어줬어요 아, 나 이, 어. 키린. 그 키린, 키린 들어봤어. 그렇습니다. 네. 빨리 따주세요. 음식이 나오면 다시. 네? 빨리 짜내주세요. 아, 어, 제가 따랐어. 지금 따랐어요. 음 저희가 떠들기 위해서 이상한 곳에 카메라를 배출했는데 지금 파일럿이 나왔어요. 네, 페이머스 버거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상품이니까 주의하시고요. 진짜 헬머스 버거는 얘네들. 요거는 이거 무슨 버거라고 했죠? 스노우 버거? 스노우 버거 스팀 이거 클로네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이름 맞아요 이름은 그 페이머스 버거 아닐까? 페이머스 버거 기본, 기본이야 응, 기본 버거 이거 저거가 너무 비싸갖고 <laughs> 제일 싼 거 샀어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될지 감이 안 오는데요 빨간... 일단은 아 나 나 나나 나, 나, 목록을 찍다고 일단은 <laughs> 버거 버거 그거 하는 걸 먼저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찍을 수가 없어 넣으랍니다 아까 봤잖아 <laughs> 저기 올리면 부끄러워 걸리습니다 이게 치즈인가? 뭘까? 빨리 해주세요. 제 버거에 치즈가 붙기 전에 아, 일단은 그냥 커다란 크림빵 같이 생겼죠? 아, 여기. 아, 아. 음, 어떠시죠? 지금 어떠시죠? 행복해요. 행복하신가요? 맛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뭔가 쌤이 장조림 느낌인 거다가 아니면 네. 고기? 하고 이게 치즈, 치즈인데 네. 뭔가 상큼한 맛이 나. 음. 그렇습니다. 맛있네요. 저도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버거는 Famous 버거인데 사실 Snow 버거보다 외관은 더 맛있어 보여요. 됐다. 많고 교정들를 끼고 있는데 사실 <laughs> 뭐야 이 고전 노래. 네, 뭐야. 브리트니 <laughs> 일단은 아, 이렇게 여기 깜찍하게 눈도 나와 있어. 근데 전 교정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입에 베어 먹을 수있지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음. 전 그걸 못 먹고 있어요. 아, 그거 좀. 응, 좀. 그렇대요. 소스는 밥. 음. 토마토가 맛있어. 토마토 맛집이래. 아니 토마토 가 되게 맛있고 음. 조금만 올려줄래요? 제 얼굴이 안 보여. 음, 감사해요. 토마토가 되게 맛있고 양상추도 싱싱하고 고기도 맛있어. 전체적으로 다 맛있는 것 같은데 노란 노란 소스 위 노란 소스 치즈 맛있... 아니야? 아 치즈인가? 아 치즈도 맛있어요. 그렇답니다. 이름값 하는 Famous 햄버거 감자, 감자튀김도 한번 넣어볼게요 알았어 맘스터치 감자튀김 같은 맛이야 제 제가 버거를 다 먹었기 때문에 아직 버거를 다 안 먹은 강성구 치를 찍겠습니다 복종 아! 옷을 입고 있죠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오백 나온 것 중에 아 그래? 그럼 가방을 먼저 살까? 어, 입구역 쪽에 더 가까워가지고 음. 가방 먼저 산게 아니야 그럼 가방 사고 어... 내 흥을 내, 내 이용 이용 흥을 다 망쳐놨잖아 널. 제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바람이 되어 갑자기 배 아프다고? 뭐지? 지금 뱃속에서 감자튀김들이 춤추고 있는 게 보여 아나 화장실에 있다 뭐지 가 아프 지금 혼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자 관종수 하려니까 너무나 어색한데 감자튀김과 함께 관종짓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영상을 막 생전이랑 뭐 기획해놓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걸어다니기만 했죠 네, 그때 시간이 많이 늦었어가지고 많이 늦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제가 그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 오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어. 그 위에 있을 거라고 아, 사람이 승리가 자기 얼굴 보이는 이렇게 보게 돼가지고 아 얼굴을 보게 되지 나도 모르게 힐끔 보면은 눈은 일로 돌아가지만 내 얼굴 다시 이쪽을 보고 있어 거의 다 먹었네 안돼 아직도 너무 많아 나아 화장실에 있는데 응. 너 문자 들렸어 눈사람 만들자고?